프로필 사진 너무 잘 나오셨던데요? 뭐? 프로필 사진? 그래 저거 연극? 아니요 그... 어 그래 그거 보고 싶어 아못 어, 보셨어요? 못 봤어 보여줘 빨리 좋다 그쵸 오빠는 뭐가 제일 좋으세요? 아마 사진 더 있을 거예요 맞아 맞아 이거 이거 네. 아... 네. 별로 사인지 좀 만들어줘. 네, 사인지 이제 바꿀 때 포털이랑 좀 바꾸는 건 어떠세요? 포털? <laughs> 포털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. <laughs> 포털도 바꿔줘. 포털. 바꿔줘. 어. 포털 바꾸자. <laughs> 포털 바꾸자. 아 이제 희준이 저렇게 나오니까 되게 엘리트 같다. 잘 준비하세요. 타이토닉. 자 컷. 팍 들어오는 걸 바로 보내. 지금. 뭐- 너 죄수복 입고 지금 면회 왔어? <laughs> 면회 온것 같아. 사실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들었어? 좀 되시니까 21도 온다는 거네 근데 밥 먹는 것까지 찍어 있는 효과적인 수면법 다섯 시간 파워 수면 어, 편안한 네, 노래 낮아가지고 네. 네. 낮아가지고 진짜 잠이 잘 와요? 어 그래요? 응. 음. 낮에 어제 한 시에 깨면서 무릎을 쳐 잤다 그래야 된다 이걸 듣고 잠들어 거짓말 진짜네 근데 이거는 잘못하면 가위 눌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. 음, 이렇게 잡고. 손을 이렇게? 이렇게? 어, 이렇게 잡고. 그러면 나는 근데 연애할 때 와이프가 아, 정말 뭐 상황이 어떻게 하는 네? 나를 안고 자라고. 본인은? 어, 본인을, 본인을 안고 있어. 아. 참 잘한다. 어, 그냥. 가면 안 되지. 날 안고 있으니까. 막내가 얼마나 안고 있어. 그러기 장난꾸러기 아기들이랑 아. 있으면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세명다 그, 그, 그, 기간 산업인 대기업 살린답시고 중고가에 시골 동네 거들떠도 안볼때